Hola pedacitos de kimchi, yo soy Diana y yo soy Gisela y nosotros somos Double Trouble en Corea. Y el día de hoy estamos con un invitado, él es Cristian de Coreano Vlogs. Estamos con Cristian porque vamos a hacer unas entrevistas a los coreanos. Vamos a preguntarles varias cosas que ustedes han querido saber siempre y pues nada, vamos países de Latinoamérica conocen? 네. 북한, 아, 아그 칠레, 칠레랑 이제 멕시코랑 아르 아르헨 그 브라질이랑 라틴, 라틴, 라틴, 그 뭐, 스페인, 콜롬비아, 브라질, 뭐 아르헨티나. 그 칠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 이제 네가 말해. <laughs> <laughs> 브라질 브라질 아니고 브라질 네.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그냥? 네. 네. 네. 아, 많이 알수 멕시코 멕시코 아, 멕시코 아르헨티나 뭐, 뭐 있지? 멕시코 아르헨티나랑 또 브라질? 어? 뭐? 뭐또뭐 있지? 그냥 피자가 맛있어요 Esperemos que les hayan gustado las respuestas de los coreanos. Aquí es, ahora ya se resolvieron muchas de dudas. Muchas gracias a Cristian por ayudarnos. Bien, aquí es todo.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l video. Denle like. No se olviden de suscribirse si todavía no lo hacen. Y no se olviden que estamos en